어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유입니다 저 오늘 친구들이랑 광장시장 가요. 그래서 좀 스트릿하게 <laughs> street하게 메이크업을 해볼까 합니다. 약간 광장시장의 그 rough한 그 굉장히 거친 느낌을 제가 한번 메이크업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좀 peach 모카 메이크업이라고 해보려고 해요. peach 모카 메이크업 좀 그럴싸하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음. 오늘은 일단 미스트 같은 스프레이 세럼을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5일층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좀 흔들어서 사용해 줘야 돼요. 아, 오늘 제가 화장솜을 놓고 왔어요, 여러분. 이 단계가 피부결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메이크업의 첫 번째 단계인데 제가 글쎄 화장솜을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아, 지금 조금 멘붕인데 손가락을 사용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음.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네, 좀 냄새나는 것 같고 <laughs> 조금 찝찝하지만 화장솜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좀 이렇게 해줄게요 화장솜 없이 피부결 정리하는 뷰티 유튜버 아 제가 손가락이 아마도 여러분이 보실 때좀좀 손톱에 보라 색깔 그런 게 보일지도 몰라요 제가 머리 탈색한 이후로 보색 샴푸를 좀 자주 사용하는데 보색 샴푸를 오늘 사용하고 나니까 글쎄 손톱에 떼낀 것 마냥 보라색이 곳곳에 물들어가지고 네, 조금 민망하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넘어가주세요. 떼낀 거 아닙니다. 제가 손은 절대 더럽게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 생각하는 게 더럽고 뭐 방이 더럽고 모든 게 다 더러워도 손은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떼낀 거 아닙니다. 보색 샴푸예요. 보색 샴푸. 다음에는 이제 수분크림을 사용할 건데요. 아, 제가 요즘 히터 바람도 막 맞고 피곤한 일도 있고 그리고 생, 생활이 되게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피부 결이 많이 망가져서 그 피부결을 좀 케어해줄 수 있는 네, 크림을 사용할게요. 이거는 헤라의 로지 사틴 크림이에요. 화장 잘 먹으려면 피부 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크림이 진짜로 피부 결을 케어해주는 결 케어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크림이라서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셔도 되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엔 화장 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 결이 많이 망가진 날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전날에 너무 피곤하게 밤새도록 놀았던 날 아무튼 네 그런 여러 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피부 결이 망가질 수 있는 피부가 푸석푸석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네, 꼭 사용하는 그런 크림이에요 밤에 자기 전에 이 크림 사용해주면 다음날 일어날 때 피부결이 그래도 좀 많이 망가지지 않고 정말 좀 원상복구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크림이 각질이랑 탄력이랑 보습을 3중 케어를 동시에 해줘가지고 피부 겉만 이렇게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피부 속부터 건강하고 투명한 윤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얘가 피부 결을 care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메이크업이 잘 먹으려면 피부 결 care가 중요하니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primer 필요 없어요. 진짜 primer 필요 없이 그냥 딱 피부결을 얘 하나, 수분크림 하나로 좀 건강하게 피부결을 care해주는 느낌? 뭔가 primer는 막 억지로 안 좋은 피부를 막 실리콘 덩어리로 막 끼악 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좀 진짜로 건강하게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이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우 한번 더 사용할게요. 피부가 오늘따라 좀 많이 건조하네요. 조금 조금씩 layering 해주시면 좋아요. 피부 결 케어가 평소에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와 다르게 좀 피부가 굉장히 매끈매끈해지는 게 보이시지 않나요? 아이스링크 마냥 지금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음. 이거 두 개를 섞어줄 거예요, 파운데이션으로. 하나는 NARS Radiant Longwear Foundation이고 하나는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 스테인 플레이스 메이크업 SPF 10본 색상 이렇게 두 가지예요. 제가 저번에 All My Favorite Thing이라는 그 get ready with me 영상을 찍었을 때 이 파운데이션 조합을 정말 추천해드렸었거든요. 이 두 개는 이제 오늘처럼 좀 외출을 되게 오래 해야 된다든지 지속력이 좀 많이 필요할 때 근데 지속력을 챙기면서 피부 표현이 예쁘기도 해야 할때 네, 그때 이 두 가지를 사용해요. 근데 좀 단점이 피부 표현이 살짝 두꺼워져요. 근데 네, 오늘 같은 날 저는 항상 이 두 조합을 사용하거든요. 진짜 그만큼 꿀조합입니다. 제가 어떻게 피부 표현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나스 제품을 손등에 조금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에스티로더 제품을 같이 섞어줄 거예요. 제가 이거 펌핑을 안 달아서 양 조절이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섞어줄게요. 붓을 사용해서 일단 이렇게 덜어줍니다. 이거는 So Natural fixer예요. So Natural. 이 픽서는 그냥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상 좀 고정이 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기분 탓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효과는 잘 모르겠다는 거. fixer를 묻히고 저는 이렇게 두들두들 해줄게요. 아 여기 지금 코 위 여기 이쪽에 지금 상처가 생겨가지고 저 상처 이거 저희 집 강아지가 남긴 영광의 상처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어제 간식 달라고 저한테 쪼르다가 침대에서 글쎄 저를 이렇게 긁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일 촬영인데 너 진짜 언니를 어떻게 이렇게 긁을 수 있어?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어, 소리 지르고 나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줬어요. <laughs> 정말 전 얼굴 을 상처나는 거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약간 fixer빨이 좀떨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건조해졌다, 픽서가 다 날아간 것 같다 할 때 한 번 더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두들겨 주실수록 지속력도 더 높아져요, 여러분. 저는 파운데이션 지속력이 좀 오래 가야 하는 날 있잖아요. 굉장히 좀 하루 종일 외출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계속 두드려요. 정말 그냥 로보트다. 나는 로보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두드리는 편이에요. 진짜 두드릴수록 밀착력은 높아져요. 대신 좀 건조해지는 게 단점이니까 저는 계속 미스트 뿌려가면서 두드리기거든요. 어 오늘 진짜 파운데이션 너무 잘 먹었다. 음. 어, 이 상처가 좀 흠이네요. 아, 저희 집 강아지가 네, 영광의 상처를 남겨준 덕분에 오랜만에 concealer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홀리카 홀리카 커고요 Hard Cover Cream Concealer Sand Ivory 색상이에요. 여기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남긴 부분을 좀 커버해 줄게요. 제가 요즘 진짜 이런 pot concealer를 최근에 사용을 안 했어요. 요즘 따라 좀 여드름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초반, 완전히 영상 초반 때 그때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에서 제가 진짜 liquid concealer, pot concealer, 뭐 크림 컨실러 이런 거 그냥 빠짐없이 다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유튜브 하면서 제가 또 너무 예민하게 좀 피부를 평소에 스킨케어 많이 찾아댕기고 피부 care 관리를 좀, 좀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피부가 오히려 유튜브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이 좋아져가지고 concealer를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다음 영상에서 막 왕창 여드름 나서 오는 거 아닌지. <laughs> 이제 Make Up For Ever 파우더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음. 약간 좀 피부 blur 처리해주면서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파우더는 이 제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모공 primer 안 해가지고 네, 코 모공이 살짝 부각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파우더가 코 모공을 조금 많이 보완해줘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약간 이 파우더 팩트 너무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면 좀 너무 얼굴이 많이 좀 뻑뻑해 보이니까 살짝만 오늘 살짝만 이렇게 해줄게요. 좀 아까보다 피부가 확실히 좀 피부결이 정돈된 느낌이죠? 그래도 음. 역시나 shading은 삐아 두 개, 이 제품. 하나는 삐아의 Peanut Blossom, 하나는 Almond Blossom이에요. Peanut Blossom을 사용해서 코 shading을 먼저 해줄게요. 아, 오늘 광장시장 가가지고 진짜 저 많이 먹을 예정이라서 아주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맛있겠다. <laughs> 저는 친구들 만날 때는 꼭 먹을 거 생각이 되게 설레더라고요. 뭐, 뭐 노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만나서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설레더라고요. 좀 평소에 식욕이 강한 편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맛집 같은 것도 제가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육회탕탕이 육회탕탕이 육회탕 탕탕탕탕탕탕이 코shading을 요 정도로 해줄게요 음. 어우 육회 생각에 코shading이 너무 잘 돼. <laughs> 술술 술술 잘 돼. 이거 <laughs> 음. 외곽 shading은 Almond Blossom으로 해줄게, 해줄게요. 근데 저는 얘가 살짝 컬러가 붉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Peanut Blossom 얘랑 좀 이렇게 섞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shading을 해줄게요. shading은 항상 제가 메이크업 할 때 꼭 안 빠뜨리는 그런 단계긴 한데 아, 할 때마다 너무 지겨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재미없죠, 그쵸 여러분? 솔직하게. <laughs> 이 부분이 제일 재미없지 않아요? 항상 나오고 반복되니까. 아, 어떻게 하면 shading을 좀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좀 어떻게, 나중에 좀, 네, 제가 다른 shading 방법을 네, 공유하도록 할게요. 춤을 추면서 shading을 한다든지 물구나무 서면서 shading을 한다든지 좀 지루하지 않게 shading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지루하다. 지루하다 지루해. 아, 하품 나온다. 이제 드디어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이거는 스타일난다의 3C의 e Pro Multi Eye Color Palette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후면 이거 다 바닥날걸요? 는좀 과장했고요. 아무튼 그만큼 많이 쓴다는 소리예요.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컬러를 살짝 이 컬러랑 섞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두덩이에 좀 이렇게 넓게 깔아줄게요. 어, 이 브러쉬가 리얼 테크닉스 건데요. 진짜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 깔기 되게 좋아요. 무펄 섀도우 같은 거. 제 눈에 딱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훌렁훌렁훌렁훌렁 하면은 금방금방 베이스가 깔아지더라고요. 어, 이 브러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눈 under에도 이번에는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믹스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 컬러는 쌍꺼풀라인 따라서 눈 뒤를 막아주면서 올라갈게요. 제가 좀 이게 느껴지는 게 제가 실제로 보면 머리색이 더 밝은데 카메라에서는 항상 좀 머리색이 너무 다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저 보면 머리가 밝아요. 이렇게 좀 똥가색이 아닙니다. 실저 보면 좀 밝아요. 아 근데 화면에서는 이렇게 좀 어둡게 나와서 되게 아쉽네요. 아 다시 아무튼 뭐 똥가색이든 뭐든 다시 염색을 해야 되긴 한데 지금 무슨 색으로 할지 고민 중이에요. 좀 다크한 블루도 해보고 싶고 이왕 머릿결 망가지게 털색한 기념으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색깔 아무거나 다 해보고 싶은데 지금 또 머릿결 걱정에 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전 진짜 쫄본가 봐요 눈 삼각존에도 이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 여기 요 컬러 이 두 컬러를 좀 사용해서 살짝 더 다크한 느낌을 줘볼게요. 브러쉬가 좀 별로였던 이유로 손가락으로 그냥 해주도록 할게요. 살짝 더 그윽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아 역시 쉬머 섀도우는 손가락으로 그냥 찹찹찹 발라야지 그냥 착착착 잘, 잘 달라붙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청담 Stay On 젤 아이라이너예요. 젤 라이너가 근데 되게 빨리 굳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는 토니모리 거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Backstage 아이라이너 그거 쓰면 한 달 안 돼서 그냥, 싹 다 굳어버려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녹이려고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은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본 거예요 드라이기도 막 해보고 막 가스레인지에 올려보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려고 아무튼 라이터로 지져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네참 추억이네요 근데 이 프로웨이 청담은 그냥 잘 안 굳어요. 보관만 잘 하시면 돼요. 어? 오늘은 좀 굳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왜 이렇게 잘 안 그려지지? <laughs> 오늘은 왜 그럴까? 오늘 속눈썹은 아이돌래쉬 넘버 22 Lovely Eye 이거를 사용해 줄게요. 커팅을 할게요. 이 정도로 커팅을 했어요. 항상 긴장되는 순간 속눈썹 붙일 때 어, 이거 봐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이게 확 잘못 붙여진다니까 원래 조용히 하고 붙여야 되는데 말이 항상 저는 많아가지고 지금도 뭐 못 멈추고 <laughs> 계속 말을 안해 그만해 말 그만해 이번엔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건 케이트의 붓펜 라이너고 블랙 색상이에요 눈꼬리를 좀 오늘 빼볼게요 많이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면은 눈이 커 보이거든요 그냥 바로 위로 바짝 올리면 좀 상쾌, 상쾌한 상쾌한? 뭐 상쾌한? 상큼한 느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줄 거예요 아이라인 그려준 아이라인 따라서 이제 눈 뒤에 음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작업을 속눈썹 붙이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속눈썹을 붙여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좀 아까 붙이면서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laughs> 지금 어떻게든 <laughs> 어떻게든 좀 해볼게요. 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눈 앞머리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눈이 좀 앞도 살짝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삼각존에 이어줄게요. 끝만 메꿔줄게요. 이렇게 막 여기 앞까지 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어줄게요. 이렇게. 저는 팔레트 마지막으로 이 컬러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텁텁함이 줄어들어요, 훨씬. 눈썹은 클리오의 Kill Brow 제품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Peanut Brown 색상이에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한번 메이크업 촬영을 하면 그냥 앉아서 메이크업 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진이 빠지더라고요. 진 빠지고 힘들고 뭔가 막 계속 뭐 먹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메이크업 할 때도 이렇게 진이 빠지진 않아요. 이상하게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그런가 봐요. 제가 또 카메라 울렁증이 은근히 있거든요. 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면 안녕하세요 제이미보입니다 이 부분 말할 때가 제일 제일 민망예요이 세상에서 제일 민망예요그 순간만큼은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눈썹도 이렇게 다 그려주셨으면 눈썹 염색을 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요즘 주구장창 사용하는 키스미 Heavy Rotation Coloring Eyebrow예요 요즘 이것만 사용해가지고 약간 제2의 투쿨포스쿨 아트바이 로댕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laughs> 제가 한창 아트바이 로댕 엄청 썼잖아요. 근데 그거 깨지고 나서 이제 미련이 싹 사라져가지고 요즘 삐아만 쓰는데 솔직히 다시 아트바이 로댕으로 돌아갈 거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되게 좋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꾸준템이고 이것도 꾸준템이 될 예정입니다 눈썹은 아무튼 이렇게 그려줄게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스카라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눈이 이렇게 허전한 허전할까 했었는데 마스카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스카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롱앤컬 마스카라예요 아 오늘따라 주근깨가 왜 이렇게 심하지? 저 요즘 주근깨가 되게 심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도 주근깨 조금 있었을 때 아 이거 매력이지 하면서 좀 자기합리화하면서 약간 그래도 좀 매력이라고 포장을 했는데 그래도 진짜 그렇게 매력으로 보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요즘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이게 좀 네. 아마스카라 이렇게 밑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 속눈썹이 아니라 뭔가 주근깨가 더 보이네요 <laughs> 슬프다. 주근깨가 막 마중 나와 있네. 블러셔는 3CE의 Face Blush Nude Peach 사용할게요. 블러셔는 좀 이렇게 넓게 깔아줄게요. 넓게. 이건 색깔이 되게 은은해서 넓게 넓게 깔아주셔도 뭐 그렇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메이크업 할 때 이거 눈썹 그리는 거랑 아이라인 그리는 부분을 제일 싫어하고요. 그 다음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제 립이랑 블러셔. 뭔가 네, 여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재밌어. <laughs> 하이라이터는 로라메르시의 거고요.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이라이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를 때 <laughs> 제가 제품명을 정확히 못, 말, 못 말씀드릴 때 네, 모를 때 항상 이렇게 둘러대곤 하는데 네, 제품명이 잘 뭔지 모르겠네요. 베이, baked powder네요. 네. 코끝 해줄게요. 코끝은 제가 항상 하거든요. 콧대 그리고 살짝 꺼진 이마 부분 하이라이터는 여러분 얼굴에 꺼진 부분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얼굴에 꺼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대시면 돼요. 갖다 댄다 <laughs> 바르시면 돼요. lip은 3C의 Brilliant Color를 사용할게요. 이게 좀 연어 peach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lip base로 사용하시기에 되게 괜찮은 컬러거든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엘벳 블랑키 Tint고요. Pumpkin Mocha 색깔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lip이 좀 쨍하지 않은 게 이쁠 것 같아서 그냥 얘를 좀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서 많이 덜어주고 제가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냥 여기다 얹어줄게요. 오늘 립이 쨍하면 안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주시면 제 메이크업 여러분 끝났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7분이에요. 제 친구들을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네, 지금 바로 빠르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Get Ready With Me 느낌은 좀 안 났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과 좀 평소 메이크업 tutorial과는 다르게 더 많은 TMI 날리면서 수다 떨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보고 반가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If I wrote you a symphony, just to say how much you mean to me, If I told you you were beautiful.